똥꼬발랄 차차 마음에 든다라는 표식이거든요 또 팔이 마음에 들어 어, 잘생겼니 <laughs> 웃기다 야 차차야 너도 여자라고 타이가 잘생겼나 보다 차차 가자 뭐가 그렇게 마음에 Thank you.